목소리인 듯한 바람마저 불고 너의 소식을 듣고 난 지금 잊었던 네 모습이 눈물 속에 너와 이어져 있는 길 슬픔은 넌 어허. 그래 우리는 만날 약속이 없으니까 우연을 기대해봐 어색한 웃만 지을 테지만 소식을 듣고 난 지금 잊었던 네 모습이 눈물 속에 너와 어색한 웃음 마치 흩어지만